Çakır. Çakır. 있으니까 아,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어, 먹어볼게요. 가면서 얘가 별로 안 나. 이게 무슨 맛이지? 땅콩 맛이 나는데. 나는 보면 땅콩 가루랑 설탕 가루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땅콩 가루랑 설탕 가루가 섞여 있어서 생각보다 안 달아요. 담백한 것 같은데요? 맛있어요? 응. 그러니 음, 정말 놀랄 만큼 맛있다 이런건 아닌데 여기 와서 한 번은 응, 한번에먹어볼 만한 는 고소해요, 라면. 초급해가지고 사먹을 만한 것 같아요. 고기 고기 고기 완자? 고기 완자래요.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고소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처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. 가우츠 가오츠 맞죠? 바쁠 때예요. 그러니까 노래 보러 가는 거예요. 한 프레임에 딱고 좋으네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홍동이 보이지 않지만 제 뒤로는 정말 홍동이 많은데요 좀, 있,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이제 센가치로의 아주 예뻤던 장소였네요. 저희가 꼭 대만에 오면 꼭 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한 곳이에요. 역시나 관광객들이 너무 많지만 내가 세상에서 줄 서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이 인파들을 보세요. 여기서 사진 찍으면서 사람들이

이거 하나 찍으려고 저 많은 유파들을 뚫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권에 오면 찍는다는 이쪽 장소가 사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감흥이 많지 않아요. 저 레스토랑에 가서 가면 뭐가 탈까요? 뭘 먹을 수 있을까요? 여기 뭐죠? 네, 여기서 뭐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게 경저 안에 들어가서 풍경 보면서